뒷골목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Vous êtes japonais Non. Je ne suis pas Thank you. 바위에서 물이 흐르네. 와, 여기 완전 물이. 이리 와, 이리 와서 넘어가게. 이렇게 되지. 네, 물이 딱 물려가 트는 거죠. 어, 예. 응. 아직도 오늘 출근한 거야? 물은 좀 차갑고 좋은데 지금 시원 맛이 없어 여기 세트장이야. 음. 他给我来了。